Hey. Hi. knife, What's knife, knife, Knife? Naipa, Naipa. Yes, yes. You just the one? Eh? Okay, okay, okay, okay. You lonely? Ah, sorry, sorry, sorry, sorry, sorry, sorry, uh, sorry. uh, I don't shoot it.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Where from? Ah, I'm Japan, Japan. Oh, はじめましてです。おお。 護士の看護師の看護婦人のです看護看護師はいはいコリアコリア行きましょうすごはいあ come come to me come to me come to me come to me、uh, I kill enemy two Tiki kill enemy two はい、はい This, this. Give you, give you. うわ、すん すんごい強いねはいチャレたチャレた <laughs> ありがとうあ uh, I, I love j あ p a n This t h あ s I love, I l おメルストン、オッケー、メルストン。 change. <laughs> okay. ammo, ammo. Shotgun ammo. Shot, shot, Uh, I'm go extraction. Boy, boy, boy. Uh, I, I go go home. I will go home. Okay, okay, okay, okay, okay. I c o v e r cover you, cover you. Okay, o k a 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A few moments later. 頑張りましょう、友達。頑張りましょう。一緒に帰ろう。一緒に帰ろう。はい。イェーイ。 아리가또. 예. 너 인성 문제 있어? 헬로 헬로 헬로 <laughs> 아니 뭐하는 필이야? <laughs> 미안하다 I'm sorry 오늘 뭔 날이냐? 오야 어 뭐, 뭐. 야, 진짜 만 이거 What the fuck Oh, yes. 씨발 이거 죽었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오호 오호 이걸 사나? 이걸 사나? 마이더스 이걸 사는 거야? 미친 거야? 형 형. 와 이걸 사는 거야? 살았다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살았어 <laughs> 클립 점령 와 이건 클릭 가게 진짜 와와 엔딩 좋았어 와 아. <laughs> 저 돌았나 새끼가 어디서 씨 억가하려고 안되지 <laughs> 귀엽네 저 친구 가져와봐 가져와봐 가져와봐 맛있나 안 맛있나 가보자 <laughs> 미치겠네 진짜 개그맨들인가? 오! 파리 타임 우와 레버드 아니야? <laughs> <laughs> 그래 새끼들아 줄 서라 이러셔마세! 이러셔마세! 와 진정도 이러셔마세 각인데? <laughs> 와, 뭐 이런 경우가 있냐? 개웃기네요. 크리스탈 많이 희귀해졌구나. 우와 어 형님 형님